세상 모든 멋짐을 다 모은 듯한 사기 캐릭터. 존재 자체가 하나의 장르라는 평을 받는 사람. 영화 승리호로 4년 만에 스크린으로 돌아온 배우 송중기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송중기는 1985년 9월 19일생으로 현재 나이만 35세입니다. 대전이 고향인 송중기는 어린 시절 성모초등학교를 다녔는데요. 삼육초등학교와 함께 대전의 두 곳뿐인 사립초등학교로 두 학교 모두 경쟁이 심한 편이라서 추첨으로 들어갈 수 있고 대전의 예비 초등생 학부모들이 가장 보내고 싶어하는 학교 중 하나입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서 한국의 호그와트라고 불리며 이슈가 되었었고 지금은 송중기가 다녔던 학교로 더 유명해졌습니다. 참고로 몸짱 개그맨으로 유명한 유근지도 성모초등학교 출신입니다. 송중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학생 때까지 10여 년간 쇼트트랙 선수로 활약했는데요. 대전 대표 선수로 전국체육대회에도 세 차례나 출전했었고 쇼트트랙 전국 순위 52권 안에 들었을 정도로 실력 있는 유망주였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초등학교 1학년 때 교통사고를 크게 당해 발목이 으스러질 정도의 큰 부상을 입은 적이 있었다고 하는데요. 쇼트트랙 특성상 발목에 무리가 갈 수밖에 없었고 부상 후유증으로 인해 선수 생활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대전시 대표 선수라는 걸 자랑스럽게 생각한 송중기는 대표 선수 유니폼을 입고 돌아다니는 걸 좋아했을 정도였고 국가대표를 꿈꾸며 열심히 훈련했었는데 쇼트트랙을 그만두고는 많이 울었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한 인터뷰에서 운동을 그만둔 상실감을 공부로 해결하려고 했었다고 말했는데요. 운동을 하던 시절에도 영어와 수학은 과외를 받으며 꾸준히 공부를 해왔었고 고등학교 때부터는 온전히 학업에만 집중했다고 합니다. 이후 전 과목에서 올수를 받을 정도로 성적이 올랐고 대학 입학 전에 본 토익도 900점을 넘었다고 합니다. 방송에서 그의 학교 생활 기록부가 공개되면서 크게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공부만 잘했을 뿐만 아니라 운동도 잘했고 중학교 때 전교회장과 고등학교 때 전교 부회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운동을 그만두고 공부에 전념한 송중기는 방송 쪽 학과를 지망하고 있었는데요. 경영학과에 진학을 원하던 부모님과의 마찰이 생기기도 했고 스스로에 대한 확신이 없었던 그는 심적 스트레스로 인해 원하던 점수를 얻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부모님은 재수하지 말고 점수에 맞춰 충남대에 들어가라고 했지만 스스로 만족할 수 없었던 그는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쓰고 서울에 올라가 재수학원을 찾아갔고 엄마 몰래 가지고 나온 신용카드로 학원비 120만원을 결제했다고 합니다. 부모님의 반대를 무릅쓴 재수생활이다 보니 더욱더 공부를 열심히 했고 2005년도 수학능력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80점 이상을 받으며 성균관대 경영학과에 합격하게 됩니다. 송중기는 성균관대 2학년 재학 시절 KBS 퀴즈 대한민국이라는 프로그램에 다른 사람의 대타로 출연하게 됩니다. 원래 출연하기로 했던 사람이 사정이 생겨 아무런 준비 없이 출연하게 되었지만 준우승까지 하게 되는데요. 이날 방송이 나간 이후 연예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팬카페까지 생길 정도로 인기를 얻게 되었고 이 카페는 현재 송중기의 공식 팬카페가 되기도 합니다. 퀴즈 대한민국에 출연한 후 앙드레 김으로부터 무대에서 보라는 제안을 받았었고 기획사도 소개받았지만 정중하게 거절했다고 합니다. 송중기가 고등학교 때 매년 축제를 했었는데 그때마다 여학생들이 송중기를 보기 위해 몰려왔었고 재 수생 시절에는 여학생들이 그를 보기 위해 항상 뒷문에 몰려 있었다고 합니다. 대학 시절엔 잘생기고 훈훈한 얼굴로 유명해서 성대 얼짱이라고 불리기도 했으며 성균관대 홍보책자 모델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엠넷에서 방송된 꽃미남 아롱 사태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광녀와 함께 엘리베이터에 갇히게 되면서 벌어지는 상황을 몰카 형식으로 찍은 프로그램인데 여자에게 철벽을 치는 송중기의 까칠한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냄새나는 음식을 먹고 오줌을 싸는 설정까지 한 광녀가 죽을 수도 있다는 말에 인공호흡을 해주는 멋진 모습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송중기는 목표로 한 대학 진학을 위해 재수를 하면서까지 열심히 공부를 했지만 막상 들어와 보니 굉장히 허무했다고 합니다.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 군대에 갈까 생각하다가 막연한 기대감에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됩니다. 연기학원에 다니면서 몇몇 작품에 엑스트라로 출연하다가 영화 쌍화점으로 데뷔하게 되었습니다. 송중기는 영화 쌍화점 대본을 받았을 때 조인성에게 뛰어가는 장면에서 대사가 딱 한마디 있었다고 하는데요. 대사를 완벽하게 하기 위해 3개월간 여러가지 톤으로 준비를 했는데 쇼트트랙 출신이라 그런지 달리는 폼이 이상해서 그마저도 다른 배우에게 넘어갔고 오기가 생긴 송중기는 낙마 사고로 부상을 당했을 때 괜찮냐고 묻는 감독에게 대사 한마디와 단독 샷 한 컷만 주시면 하루 종일 말 타고 10km도 달리겠습니다. 라고 말해 결국 대사 한 줄과 단독 샷을 얻었다고 합니다. 2008년 KBS 드라마 내 네 사랑 금지옥 엽으로 브라운관 데뷔를 했고 SBS 드라마 트리플과 산부인과 영화 이태원 살인사건과 오감도 등의 조연으로 출연하며 적은 분량 속에서도 존재감을 드러내며 주목받기 시작했습니다. 송중기가 영화 마음이에 위 출연했을 때 강아지보다 출연료가 적었다고 합니다. 송중기는 피부미남 프로젝트라는 책을 출간했을 정도로 연예계 대표 피부미남으로 꼽히는데요. 피부관리 비결은 아침마다 사과와 요구르트를 먹고 기초 화장품을 잘 바르는 게 중요하며 1일 1팩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유전이라고 합니다. 송중기는 아스달 연대기에서 하얗게 화장을 하고 장발로 나오는데 여배우처럼 예쁜 외모로 화제가 되었었고 크리스마스에 눈이 올까요에서는 전설의 V자를 남기기도 했는데요. 2회 만에 죽으면서 많은 여성 팬들이 안타까워하기도 했습니다. 뮤직뱅크의 진행을 맡았을 때 포미닛과 함께 핫이슈 춤을 춘 적이 있는데 팬들 사이에서는 금지 영상이라고 합니다. 2011년엔 KBS 개그 콘서트 생활의 발견 코너에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신보라의 연하 남친으로 출연해 폭풍 애교를 선보였고 객석의 관객들은 물론 방송을 보던 여성 시청자들로부터 엄청난 반응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온라인에서의 반응도 폭발적이었는데 실시간 검색어 1위는 물론이고 한 여초 사이트에서는 송중기 얘기로 도배가 돼서 따로 게시판이 생길 정도였습니다. 이광수와는 SBS 예능 런닝맨을 통해 둘도 없는 절친이 되었고 착한 남자에 같이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이광수는 군대에 간 송중기에게 SNS로 장난을 치기도 하고 송중기는 KBS 연기 대상에서 수상소감을 말할 때 광수씨가 상을 못 받아서 이 상을 광수씨와 함께 하겠다고 말하기도 했는데요. 상 못 받은 걸 왜 꼭 집어 말하냐며 격분해 웃음을 주기도 했습니다. 송중기는 조인성과 박보검, 임조환 등과도 친하게 지내고 모르모트 PD로 알려진 권해봄과 학교 동기로 친한 사이라고 합니다. KBS 드라마 성균관 스캔들은 송중기를 스타덤에 올려준 작품인데요. 멋부리기 좋아하고 장난기 가득한 부잣집 도령 구용하 역을 연기해 원작 소설과 싱크로율이 가장 잘 맞는다는 평가를 받으며 많은 인기를 얻게 됩니다. SBS 드라마 뿌리 깊은 나무에서는 한석규의 아역으로 청년 세종 역할을 맡았는데 성균관 스캔들의 구용하와는 180도 다른 발성과 분위기로 대선배인 백윤식과 한석규 앞에서도 밀리지 않는 연기력을 보여주며 송중기의 재발견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KBS 드라마 착한 남자에서는 선과 악을 오가는 연기를 잘 소화하며 호평을 받았고 같은 해 개봉한 영화 늑대소녀는 엄청난 인기를 얻으며 700만 관객을 돌파했습니다. 송중기는 2013년 22사단 수색대의 자원의 군복무를 마쳤고 저녁식 날 김은숙 작가가 이대 소년 포스터를 들고 찾아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저녁 후 복귀작인 KBS 드라마 태양의 후예는 이 어려운 걸 해냅니다라는 유행어를 만들며 송중기 신드롬을 일으켰고 아시아 전역에서도 큰 인기를 얻으며 한류 스타로 성장했습니다. 이후 아스다련대기와 군함도등에 출연하며 연기 활동을 이어나갔습니다. 송중기는 2월 5일 넷플릭스에 공개된 영화 승리호에서 천재적인 우주선 조종사였지만 큰 사고를 겪은 뒤 승리호의 조종사가 된 김태우 역을 맡았습니다. 승리호는 240억 원가량의 제작비가 투입된 올해 최대 기대작으로 원래 2020년 8월에 개봉 예정이었지만 코로나의 영향으로 개봉 시기를 무기한 연기하다가 넷플릭스에 단독 공개하는 조건으로 310억 원의 배급 계약을 체결하게 되었습니다. 송중기는 소아머 어린이를 위해 2011년부터 남몰래 꾸준히 기부를 해왔고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들과 보육원 등 많은 곳에 기부와 후원을 해왔다고 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